오늘은 먹방을 찍는데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집입니다 이 집이 그 연탄불에 고등어를 구워서 하는 집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할머니가 여기서 연탄불에 저 고등어를 구우신지 40년 넘었어요. 40년. 이나 됐습니다. 조자재로 40년 동안 저 요 장소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<laughs> 네. 맛있게 굽는 비법을 알까요?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할머니는 조자재로 조장소에서 40년 동안 고등어를 구우셨어요. 굉장한 일이거든요. 40년 동안 조자세로 고등어를 구웠다는 거는 그만큼 얼마나 내공이 있는 집인지 고등어는 이 집이 맛도 맛있지만 구울 때 그 노하우 어, 연탄불에 바로 구우면서 비린 맛을 잡았기 때문에 이 집이 맛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40년 동안 고등어만 구웠기 때문에 얼마나 노하우가 쌓였을까요? 기름기나 이런 것도 살짝살짝 닦아내시면서 굽더라고요. 이런 사소한 노하우들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 집이. 메뉴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메뉴판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죠 근데 백반은 그 여러 가지 반찬들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여기가 바뀌질 않아요 반찬도 거의 똑같아요 매번 올 때마다 반찬은 나오는 반찬은 똑같은데 그 구색이 아주 잘 맞아요 바뀌는 거는 국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국물 세 가지는 누룽지를 끓인 숭늉 그리고 국 하나 그리고 찌개 하나예요 찌개가 김치찌개가 나올 때가 있고 된장찌개가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국물은 콩나물국이 나올 때가 있고 미역국이 나올 때가 있고 황태국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 세 가지로 바꾸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360일 항상 똑같아요 이 집은 반찬 나오는 게 근데 그 반찬 자체가 구색이 딱 딱 맞아떨어집니다. 그래서 손님이 많은 집이고 반찬들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구색이 잘 맞고 맛있기 때문에 이 집만의 스타일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. 어, 보시면은 여기 김치는 딱 시골 할머니 집 갔을 때 깊은 곳에서 묻어놨다가 이제 손자들 자식 들어오면은 꺼내주는 그 김치 맛이 나요. 아 이거 너무 제가 <laughs> 쉬어서 갑자기 몸이 들들 떨렸는데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 저 김치로 김치찌개를 또 해주기 때문에 김치찌개 자체가 또 맛있어요 이 집이 김치찌개에서 구수한 맛도 나지만 곰삭은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고등어가 제가 원래 껍질을 다 벗겨내고 먹는데 고등어를 이 집 가면은 고등어 껍질 채 제가 먹습니다 왜냐 껍질의 비린맛이 다 배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걷어내고 고등어를 먹는 초딩 입맛이었는데 이 집은 연탄불에 굽기 때문에 그 비린맛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만 가면 껍질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오는 날은 그 전날 술을 많이 먹고 오는 날입니다. 왜냐? 숭늉도 있고 해장할 수 있는 국도 있고 거기다가 조금 또 더 들어가면은 이제 찌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집 가면 해장이 돼요. 둘 다 너무 많이 먹어서 와이프가 밥을 못 먹은 못 먹더라고요. 옆에 있는데 밥을 계속 못 먹고 숭늉만 숭늉만 <laughs> 계속 먹고 있고 저는 조금 그래도 좀 나아서 그 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집의 특징이 김 김이 항상 바싹바싹하게 나옵니다. 뭐 이제 눅눅하게 나오면은 굉장히 저 김이 마, 맛이 없어지잖아요.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, 40년 동안 장사를 하시면서 터득하신 비법들인 것 같아요. 별거 아닌 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비법들이 하나하나 모였기 때문에 이 집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4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족들이 또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 집 점심 때 피해서 오거든요. 점심 때는 이 집이 막 줄 서서 있고 막 옆에까지 확장을 했는데도 바글바글 해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편한 시간대 와서 저는 먹고 갑니다. 대원 식당 이 집이 전통이 굉장히 있는 집이고 내공이 꽤 있는 집이니까 이 집도 한번 꼭 들려서 마담 보시기 바랍니다.